애차를 네, 타고 지금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편집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편집을 할 시간이 없어요 맨날 학교 갔다가 학교도 4시에 끝나고 4시에 끝나고 와서는 이제 집에서 집에서 가족들이랑 밥 먹고 놀고 수영하고 하다 보면은 벌써 잘 시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조금씩이라도 편집을 해야 되는데 너무 <laughs> 많아요 오늘 학교가 끝나면 우리는 아쿠아리움에 갑니다 아쿠리다 젖고 비닐봉지 쓰고 왔어요 10분을 de corner. don't need dips. And um, that's handy. I know. Because they've got a little bit of Four sides of